감증론법 1. 김종현은 귀였다. 귀여움은 거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김종현을 거부할 수 없다. 감증론법 2. 귀여움 그것은 힘이다. 힘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김종현은 세계를 지배한다. 감증론법 3. 이것은 귀여운 강아지다. 김종현은 귀였다. 그러므로 김종현은 강아지다. 감증론법 4. 이것은 비티 기름이다. PT는 김종현이다. 따라서 김종현은 기릉이다. 감증논법 5. 천사는 예쁘다. 김종현은 예쁘다. 그러므로 김종현은 천사다. 감증논법 6. 김종현은 잘생겼다. 잘생긴 건 천재다. 따라서 김종현은 천재다.